6개월 동안 승호는 드림토마토를 통해 지속적인 호전이 있었습니다. A택 점수도 5개월 차 47점, 6개월 차 40점으로 지속적인 호전을 이루었습니다. 실제 관찰을 통해 확인한 승호는 상호작용에서 사람에 대한 주시를 이루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뿐 아니라 적절한 언어도 상황에 맞게 간단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특히나 어머니는 다양한 호전을 이야기했는데 상황에 맞는 자발적인 언어 표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맞아요. <laughs> 제가 일상적으로 어, 그 언어 모방이 그럴까? 네. 근데 지금 엄마가 일상적으로 얘가 그 의사소통 사용하는 음. 언어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응가 응가 똥 이러면서 똥 하고 예 가자 가자 이렇게 가자 가자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 있고 예. 또 어린이집 갈 때도 옷 입고 이러면 가자 가자 이러면서 현관에 나가 있고 음. 신발도 요즘에 찍찍이 정도는 본인이 할 줄 알고 가자 가자 한다고? 예, 예. 이 어린이집 갔다가 집에 오면 친구들 이제 빠이빠이 하면 굿바이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나 승우의 상호작용 지속성은 현격하게 낮은 상태였습니다. 즉, 주의 집중력을 유지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이 조금 관심도가 낮아지면 멍한 상태로 사람들의 자극의 반응도가 현격하게 낮은 상태였습니다. A택 점수가 좋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맞지만 안 좋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떨어지는 점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료 중 멍한 상태를 보이는 승무에게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유발하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멍한 상태를 벗어나 명료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애가 눈매는 되게 깨끗해졌어요. 예, 음, 눈빛도 맑아지고 네. 예. 되게 많이 보여졌어요. 이렇게 지시성도 늘고 음.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데 음. 그거에 비해서 있잖아요. 애가 상호작용하는 그 능력이 많이 올라와 있질 않아요. 어. 어, 그거는 지금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 예. 긴장을 유발할 때 상호작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유실되었습니다. 자폐의 호전 과정에 증세에 up down, 즉 호전과 악화 없이 일관된 호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up down이 발생하는 중요 원인은 장내유해균이 발생시키는 신경 독성에 있는 물질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propionic산으로 알려진 물질이지요. 그 외에도 다양한 유해 물질이 장내세균으로부터 발생할 것이지만 아직 정체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즉, 승호는 케톤 식이요법으로 급격한 호전을 이루고 있지만 up down이 심하다는 현상을 보면 케톤 식이요법만으로는 장내유해균의 활동을 완전히 억제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케톤식이 이것만으로는 장내유해균 증식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항생요법을 병행해야만 합니다. 나이가 많은 중증 자폐 아동 중에는 불가피하게 항생요법을 병행해야만 정상범주로 회복이 가능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승호도 이제 긴 시간 항생요법을 병행할 것입니다. 드림 토마토 캠페인은 6개월간 진행되기에 오늘의 대면 치료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승호의 지속적인 발달 과정을 위하여 무료치료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제 한약을 이용한 면역치료와 항생로법이 병행되며 승호는 지속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후 3개월에 한 번씩 승호의 변화 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